이그 이그 이그 거기서 코해하고 있었어? 아이고 너무 귀엽게 자고 있는데 똥꼬마 오잉? 응? 너무 귀여운데? 응, 더잘 거야 이거 더 자, 더 자. 더 자. 귀여워. <laughs> 더잘 거야. 지코야 더 할 거야 이거 귀여워 더자 자, 더자 오늘 더자 오늘 덮어줄게 다시 다시 자